네. 항상 그런 거아요줄 같은 거. 의외로 줄, 밧줄 이런 거. <laughs> 힐링 따위 개나 줘라 어, 힐링 힐링 힐링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힐링은 마케팅이지 맛있는 <laughs> 길을